life depends on trying to figure a script like a let loose. Dodging the dribble that they trying to throw my way. I think I figured that them niggas out to get you. Let them pull the strings that trigger what you say. Think it's difficult to get out on my brain. I wish life went in any other way.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스에서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아하던 반스 신발들이랑 그리고 이번에 선물 받은 것들 이렇게 같이 해서 스타일링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원래 매 시즌마다 이제 아시아 지역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총 15명의 아시아 지역 아티스트가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OM킹님과 호로로월드 그리고 필독까지 3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밴드 DTSQ에서 아트 디렉팅도 맡고 계신 OM킹님과 콜라보한 티셔츠인데요. 오엠킹님이 부산에서 거주했을 때 서퍼들을 되게 많이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여행 갔다 오셨을 때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담아서 그 뒤에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 티셔츠에서 그냥 여름 느낌이 엄청 나서 저 요즘에 원성 목걸이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컬러풀한 비즈 목걸이랑 약간 터키석 같은 느낌의 아마존나이트 목걸이랑 짧은 쇼츠랑 같이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냥 여름에 딱 제일 무난하고 쉽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헐렁한 티셔츠에 셔츠 그리고 운동화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반스 제품이에요. 얘는 에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아닌데 색깔이 귀여워서 자주 신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고 워낙 근데 클래식한 아이템이니까 에라가 요즘에 자주 신고 있습니다. 엄청 옛날에 산 빈티지 데님 스커트랑도 입어봤어요. 근데 뒤에 프린팅이 너무 귀여운데 머리카락 때문에 자꾸 가려지는 것 같아서 요즘 좋아하는 집게핀으로 머리도 좀 올려봤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오엠킹님의 일러스트가 들어간 에라입니다.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고 이 빨간 포인트 라인 때문에 산뜻해서 아무데나 신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원피스랑 같이 입어봤고요.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일교차가 아직까지는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밤에 좀 추워가지고 그냥 평소에 자주 입는 집에 있던 후디랑 같이 입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서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호로로월드와 콜라보한 티셔츠인데요. 호로로라는 돼지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캐릭터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해적 같은 느낌의 일러스트가 담겨있어요. 저는 이렇게 짧은 레깅스랑 같이 입어봤습니다. Y존이나 좀 불편한 부분들도 약간 커버가 되는 길이라서 같이 입었을 때 편하기도 하고 좀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신은 신발은 얘도 반스 제품인데 얘는 울트라 레인지거든요? 얘도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진짜 가벼워요. 에라나 오센틱 같은 제품들보다 훨씬 가볍고 오래 걷거나 서 있어도 발이 편하더라고요. 소재도 통풍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소재라서 많이 걷거나 서 있는 일 하시는 분들도 엄청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에요. 여행을 할 때 신기 좋은 그런 신발이라고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편해요, 이거. 너무너무 가벼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아티스트 필독님과 콜라보한 티셔츠인데요. 저는 필독님을 뮤지션으로 알고 있었는데 페인팅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작업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셨다고 해요. 사랑! 반팔이나 민소매 비니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 <laughs> 덥잖아요. 그래서 더워지기 전에, 더 더워지기 전에 후딱 지금 비니를 부지런히 쓰고 다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니랑 이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색 바지 뭔가 여름에는 레이어드 할 것도 없고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없잖아요. 가을이나 겨울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귀걸이나 모자나 이런 걸로 뭔가 요소를 더해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반스 온라인 스토어나 오프라인 스토어에 방문해보시면 은 이번 시즌 콜라보 제품들이 그 외에도 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시고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면은 반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